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드스퍼!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네, 여러분들 2019년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모두 2018년은 잘 보내셨나요? 어, 이번 겨울은 유독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천일부터 3주년까지 수익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저희 스누퍼가 좀더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8년도는 황금 캔디 해였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팀의 이제 개띠인 우성이와 태영이가 정말로 많은 활약하기를 바랬는데 아, 네. 이제 태영이 같은 경우는 음주의 방송 찍게 되고 우성 같은 경우에도 예능 출연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정말로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하나밖안 <laughs> 했는데. 이번 2019년이 기해년 황금 돼지띠라고 해요. 여러분 모두 황금의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수능포도 황금의 기운을 받아서 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라이브 스포츠였습니다.